들어오 계신가요? 어, 컴퓨터 끌 거면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지금 4시 26분. 아, 저도 네, 사랑합니다. 오늘 어, 제목 봤어요? 그 오늘 컨셉 나른잠 조금 졸려요 지금 4시 26분인데 조금 졸리네요 What's up? Yo How you guys doing? Good afternoon 오늘 머리 스타일링도 좀 하고 메이크업 어 근데 지금 제 바탕화면이 노란색이거든요 아, 뭐라도 좀 잠깐 뭐야 눈가? 이거다 어 이게 좀 낫죠 <laughs> 아, 바탕화면이 너무 노란색이라 얼굴이 좀 노랬어요 아, 네. 말하고 있었지? 그 오늘 머리도 좀 약간 자고 일어난 느낌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메이크업도 조금 돼 있긴 한데 그 이유는 이제 잘 들려요? 잘 들리나? 아무튼 어, 이렇게 조금 어, 예쁘게 멋있게 한 이유는 오늘 또 촬영을 하나 하긴 했죠 오늘 촬영 오늘 촬영이 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물론 나를 위해 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좀 기대해도 돼요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면 될걸요 Hi from Glenview. Whoa! My friends lived in Glenview. Chile. 네. 지금 혼자입니다. I am alone. Diamo. 오케이. 오늘 그리고 옷도 약간 약간의 gray 입었어요. gray. gray hoodie. 그냥 진짜 뭐 딱히 할 얘기도 없고 그냥 그냥 왔어요 여러분 How's everybody doing? 사와디캅 It's 2.30? Dang Yeah, I sleep later than that too usually, usually. I am great 저 사랑스럽다고요? 한 거 없는데 나 한 거 없는데 음, 아, 아빠 까바르 Hola. I look good. Thank you. You do too. 오늘 뭐 컨셉이라도 잡을까요? 뭐, 뭐, 뭐 할까요? What do you guys want to do? I just came without any like plans to be honest. I am very comfy. My hair color. Uh, I have a filter on, so it probably looks a little redder than it is right now. Like, nope, never mind, it's pretty red. 오늘은 월요일이죠? 월요일이네. You like my earrings? I got two here and one here. NCT 영상 리액션. 오케이. 네, 유튜브 네. 전화 안 하실게요. 유튜브 리액션 뭐, 뭐 치면 되지? 뭐 치면 돼요? 뭐, 뭐 치면 돼요? 유튜브에 뭐 치면 돼요? 알려주세요. NCT 웃긴 영상 NCT 웃긴 영상 뭐부터 볼까? 조회수 제일 높은 거부터 볼까요? 내 기준 NCT 웃긴 영상 아, 아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조회수 꽤 높은데? 다? 뭐야 어 오케이 그냥 이거 내 기준 NCT 웃긴 영상 1 1에서 지금 3가 보이는데 일단 1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도영이가 왔고요 어 이쪽이다 어? 너도 회색이야? 따라하지마 <laughs> 뭐, 뭐, 뭐 봐? NCT 내 기준 웃긴 NCT 영상 모음 보려고 같이 보실? 그래 제가 일부러 도영이 운동 갔는데 그 전화했단 말이에요. 그, 나 숙소에서 비합할 테니까 욕하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네. 제가 욕을 너무 많이 아, 해서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요 요즘 왜 이래 욕을 평소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네 아, 오케이 어, 되게 잘 나온다 각도 괜찮은데? 어그그 음. 그 필터 어 되게 어, 어. 뭔가 엄청나지 않은데 엄청나 보여 음, 쿨2일 거야 쿨톤2 어. 네. 잘 세웠다 어. 그 피아노 아 키보드 위에 있는 좀 뭐야? 그 이어폰? 이어폰 케이스? 케이스 위에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일단 가볼게요. 오케이. 플레이. 어, 뭐야? 플레이. 어, 잠깐. refresh. 네, 전화 안 하실게요. 아 근데 이 영상이 왜 안되지? 와이파이가 이상한가? 아 그러기에는 핸드폰이 너무 잘 되는데 이 영상이 이상한가? 되라! 뭐지? 뭘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일단 2로 넘어가자 나 본 거 같아 봤어? 아, 이런 거 피드에 많이 뜨니까 응. 아왜 이래 나 조금 전에 유튜브 하고 있었는데 잠깐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는 여러분 컴퓨터를 껐다 한번 시켜 핸드폰이 깨진 거야? 어 근데 내 핸드폰 아닌 음... <laughs> 도영이도 잔이도 너무 예쁘다래 어, 도영이 도영이 빼도 될 것 같은데 <laughs> 얼굴 안 보이는데 음. <laughs> Guys, the Wi-Fi is nuts. 끄, 끄, 껐다 킨 거야, 그래서? Yes. 아. 왜, 왜? 어? 왜 한숨 쉬어? 힘들어. 도영이 운동하고 쓰지 않는 와가지고. 몸을 썼거든 어, 비밀번호 소리 듣고 알 수 있는 사람 없겠지? <laughs> 진짜 듣고 알 수 있으면 진짜 인정할게요. 그냥 제 비밀번호 아세요, 그냥. NCT 웃긴 영상 어 됐다 컨셉이 이제 저희가 소방관이 된다는 컨셉인데요 어, 아무래도 어, 어 자세 아주 좋고요 자산하기 위해서 어, 소방관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잠시만요 그게 웃긴 영상 시작이에요? <laughs> 그,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laughs> 소방관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게 그냥 웃긴 건가? 아무튼 아 못 봤어 어 도영이 어깨 되게 넓다 이 옷 이 옷 뭐야 도영이 뭐 입고 있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 맛있다 맛있다 한 거구나 어 나다 와 머리 대박이다 느낀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느낀. 못 보겠다 이건. 어. 다른 거 다른 거. NCT 이거 영어 한번 보자. Funny, funny, NCT funny, funny, 음, moments. 2020 가자. 2020. NCT 어, 어 여기 있다. 어 아닌데? NCT already being a mess 2020. always wanted clear skin or rice, right. cake, skin? Well now you can. Like Skin Care is an online store that sells Korean skin care oh, products. that's an ad. Oh. 뭐야? 말하려 하다가 계속 끊겨? 어. 와 철로 성인 되는 날이구나 그 가요 대제전 아니야 그지? 그런가 봐 근데 우리 되게 되게 시끄럽다 우리 올, 우리 원래 그래? 그지 아 너무 너무 느려 자극 자극이 안돼 응. 자 What's a funniest I need funnier funny 아 이거 보라고 추천해 준 거야? 어 아, 그냥 그냥 주니까 Underrated NCT Johnny moments that are actually iconic Let's try it Yeah I did this We did this Japan did this Yeah Hi, I'm Tay. Nice to meet you. Hello, my 어, 나 이거 알아. Nice to meet you. I'm Utah. And I'm Johnny. 오, 뭐야 이거? What is that? 뭐야? 뭐야? hey guys, so before we jump in, I just wanted to give a quick shout out to this video sponsor. Oh, with a lot of sponsors. 아 스폰서가 있는 비디오. 어. 네, 네. 진짜로? 그럼 그럼이야. 어, 자시다. 조리스터 조리스터 아이스크림 조리스터 자리스터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카우 아나 기억 안나 오케이 A few moments later. 뭐야? 아 이, 이분 연기해줬어 아, 원래 하던 사람인데 저런 거야? 그러니까 그 발차기를 했는데 네. 날라갔어? 어 날라갔어 뭐야 뭐야 저거 와 편집 편집 Favorite memory growing up in Chicago. Growing up in Chicago. 이거 사람이 어떻게? Brad. You Brad, can call me Brad? Yeah. Oh, oh. So uh, did you listen to our music? Sure, of course. What do you, what do you think? 그때 형이 얘기했던 분이 저분이구나 What, what Yeah. do you expect? Brad. I remember thinking, I'm about to beat this bitch up. I mean like <laughs> Language. When it moves, you can put only one. got everything. <laughs> 나 진짜 못했는데 hey, 이거. Johnny, you need to make it right. 어. 아 저기서 저분들이 저렇게 일을 하시는 거야? 나못 봐, 안 봤어. 뭐야? 자시 씨는 봐야지. 미안. 그쵸, 자시 씨는 봐야죠. The cable's too short. Yes, you are too tall. Let's try two minutes of fake laughter. Ready? Go. 원래 원래 뭐 짓는 거죠 지금 아 오케이 뭘뭘 해? 이뭘 오늘 운동신이 좋다 그럼 무엇을 위해 운동을 하는 거? 어? 그 다음 나 We're at, uh, we're in Thailand. We're Thailand. 기억나. think like, you know what you gotta do in the morning. You gotta 사와디캅. just, like, go relax. And I think we're gonna do that. Okay? We gotta do that. Yes, we're gonna do that. Inside the tree. I am inside the tree. 날씨 좋다. 비타민 C. 아 타임아웃 바이타민 D my bad. 맞지? 그지. 뭐야? 햇빛은 비타민 D지. I I figured it out later. It was vitamin D. 오늘 나른자는 컨, 컨셉이야. 나 약간 음. 졸려가지고. 어. 어. Thanksgiving is the day where you spend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Thank you. If you can't be with your friends, be with your family. If you can't be with your family, be with your friends. If you can't be with both, We gotta. who are you with? I got him. 저거가 We got. We got. 자씨 씨 1번 아니야? 그지? 맞아 맞아. Thanksgiving. 응. 그건 그건 그땐 이게 이렇게 롤 갈 줄 몰랐어. 뭐야? 나에게 믿음 어디 갔어? 그때 이렇게 요래 할 <laughs> 줄 몰랐어. Dude, no, 늦었어, 늦었어. You're late. Ask me, ask me, ask me. Who are you with? Both. By the way, your English is phenomenal. Here we go. Uh, new album is dropping at the end of the month. Sorry, that was that was mean. I'm sorry. That was mean. Thank you. Okay. Kevin, will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쟤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뭐야? 재현, 재현이 뭐 하고 있어? 어, 재현, 어, get it, 재현. 오, 오. 언제야 그거? 아 미안 미안, 나른잔 컨셉이다. 아, 컨셉 계속 밖에 밖으로 나가네. NCT ruining Twilight. NCT. NCT versus Korean language. NCT versus Korean la la language. 어, 와, 이건 440만, 30만 명이 봤어. 재밌대?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괜찮죠? 아, 이 정도면 괜찮네. 어, 돼요? 섀도우. 섀도우 안고 말 귀여워. <laughs> 뭐지? 자? 그림자 그림자 아 그래도 그림자는 어, 침묵을 다지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침묵 침묵 다지 침묵이요 침묵이요 침묵이 뭐예요? 이거 씨 침묵이 있고 침묵이 있고 네, 저희 골, 제일 먼저 드는 사람 골라주세요. 어, 네. 어, first hand, 네. 어, first hand, you pick. 세창 경찰청 세창 경찰청 세창 경찰청 세창 다 틀린 것 같은데 경찰청 세창 경찰청 세창 경찰청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외국 친구들 중에 지금 우리 얘기 다못 알아듣는 친구들 있죠 억지로 웃고 있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솔직히 모르는데 윈이랑 유타 독카스 뭐 이거 뭐 계속해? 부릉부릉부릉 두 번 해야 돼? 부릉부릉? 부, 그 부릉부릉이면은 오케이, 한번 이렇게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부릉 아니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부릉 어? 너 예. 이상한데? 자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부 아 부릉부릉 아, 부릉부릉 부릉부릉 아 안되겠다 부릉부릉 아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부릉 아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맞지? 부릉 부릉 부릉 부릉 어 맞다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아 easy can't do that 부릉 부릉 부릉 easy easy 부 할수 있잖아요 할수 그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그만 봐야 되겠다 저는 뭘 보면 어어또또 이러던다 저는 뭘 보면 조금 그거에 좀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뭘 보면 안돼 <laughs> 여러분은 오늘 뭐 하고 있어요? <laughs> 오케이 아, 알았어 오케이 okay, I got it 오케이 마지막 영상 last one guys NCT ruining ruining Twilight which part which part there's like a lot of parts there's only two parts three parts which part which part do you want one one Okay, I'm gonna go with one. I Edward, you have to trust me. Edward, you have to trust, trust me. You. It's him I don't trust. It ain't. okay, first of all, I've never seen the movie, so like I don't know. Like, okay, anyways. Wow. <laughs> a little wet. Mother had to taste it. <laughs> it's you. Your scent. Your scent. It's like a drug to me. It's like a what? drug to me. <laughs> like my own personal brand of heroin. Oh, dude, he's flirting. 걸 스트롱 보이. I know what you are. Say it. Say it. Is that us in? Is that us in the background? Say it. Say it. Say it. Hey everybody, my name is Cholo. <laughs>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What? What? What? What is... What? What is that? That was, that was, that was a lot of, like, nonsense. Ah. <sighs> ah. <sighs> <sighs> Ugh. <sighs> <sighs> Okay, I'm done reacting, guys. Reacted a lot. Well, it's not really reacting. It's like, I don't know. When I watch things, I zone out too much. like I'm zoning out just reading your comments too. You want to draw me? Then draw me. Hmm. Do do do. NCT 웃음 참기 챌린지 한 번 봐봐 웃겨 죽어요 오케이? 챌린지 accepted 웃음 참기 챌린지라고 했나? 챌린지 나 진짜 저 안 웃어요 어 사탄까지 있어? 추석 특집도 있네 그냥 뭐 제일 위에 있는 거 드디어 돌아온 NCT 웃음 참기 챌린지 사탄 저안 웃어요 어 잠깐만 잠깐 룰이 있네 치아가 보이면 실패 광대나 입꼬리가 <laughs> 올라가도 실패입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서영우 씨 생각하면서 참은 거라고 저 남자 내 남자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꼴을 하고서 내가 어떻게 그래요 뭐 하는 거야 뭐 하, 우리 뭐해? 뭐 하는 거야? 소영호씨 눈한서선거라고이 거를 입고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 남자 내 남자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그 말을 못하냐고. 이 거를 하고서 내가 어떻게 그래요? 아, 저거 이거 이거 혹시 이거 그냥 사진만 찍고 저희 여기다 담아가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우와. 우와. 이거요? 저희 NCT 서울팀이 앞으로 활동하게 될 모든 추억들을 이곳에다가 담으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해요? 네. 아, 감사합니다. 3주 후에는 수납장 아 이상 이상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 NCT 드림 더러 더러? 아 더러 더러 더러 NCT 드림 더러 더러 NCT 드림은 사랑이야 그럼 is love지 와 그냥 막 아, 그 대단하죠 그쵸 네. 솔직히 굉장히 오해하실 수 있어 N, c t Dream The Love 이거랑 NCT Dream Is Love 엄청 달라 아다음 아, 아이디입니다 <laughs> 막, 막 뭐하냐 <laughs> 막, 막왜이래 아, 아, 잠깐, 잠깐. 리스짤, 잠깐만. <laughs> 아니, 막. 왜, 왜 이렇게 진지해? 다시, 다시. 오케이. 반팔의 계절이 오고 있어요, 님. 아, 네, 아이패드를 샀다. 기분이 아 너무 좋다. 누가 또 후이 후히이니 이잉 하이이이이잉니 <laughs> 후이 하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후잉 하잉 터졌어? 터졌어? 아, 터졌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오케이 이건 아까 아까 봤어 ready. I'm ready. This s gonna be interesting. 아 테일은 벌써 웃기면 어떡해. 와. I'm ready. I'm ready. 음, 음. 와. 우와. 아니 나 이거 손넣어려고 하는 거야. 아니 나 손 넣어려고 오케이. 우와. 준비됐어. 에이. 오. 세사미. 수세미. 어. 수세미. Is he guessing right? Dishwasher. Dishwasher sponge. Is that what you guessed? 그거 설거지. 어. 야, 동이 디시. Do you do dish? Do you ever do your own dishes? <laughs> Who does the dishes out of everyone in this group? Anyone? You're good at it. <laughs> I'm best You can player. keep it. 맞아. <laughs> Got it right. 와. Sponge. 제가 진짜 딱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왔을 때 이제 얼마 안 돼서 제노가 오고 왜 이렇게 얘기야? 나 오고 지성이가 오고 네, 얘기네. 이렇게 네 명끼리 친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크 형이 오니까 이 근데 다섯... 목소리가 이때가 더 낮은 거 같기도 <laughs> 어. 네 명끼리 뭔가 같이 하고 막 서로 막 해주니까 힘 그렇게 크게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난 힘들어서 그러더난 힘들어서 그러더라 난너 때문에 힘들었다고 아 진짜 얘 같은 애 처음 이게 그리고 저는 이게 한국 애들을 잘 몰라가지고 가족과의 드라이브에서 넥스가드 tinting 필름이 필요하죠 눈부심, 뜨거운 열, 해충 차단은 물론 UV400 기능이 자외선을 완벽히 막아주니까 저 김진표와 함께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윈도우 필름 그 이상의 가치 렉스 가드 토탈 캐 태형이 이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 멋있게 둘이서 저기에서 한번 걸어와봐 <laughs> 왜 웃어? 자신있게 해봐 아, 불, 터지는 불글이었대 터지는 불글 나 상관 블루베리 톡톡 카메라가 점점 들어 나는야 <laughs> 블루베리야. 아, 그만 주세요. 아, 잘한다. 어떻게 다 알죠? 관심도 있고 네. 보다 보 계속 보다 보니까 네. 누가 봐도 진짜 춤으로 들어왔다 여기 노래 노력형 보컬이구나 노력형 댄스구나 어. 이번 주 복면 가왕 노래하는 터털착각하지마 오케이 전 오케이 끝났는데 네 졌어요 인정 오케이 빼요 오케이 아니면 뭐야 근데 되게 웃기다 근데 우리 우리가 웃긴 건가 상황이 웃긴 건가 약간 둘 다 웃겨 근데 진짜 제가 최근에 그 마크한테 되게 너 재능 있다라고 했어요. 그건 사람들 웃기는 거에 뭔가 그 마크가 웃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마크의 이 이 그 요소들이 있어요 따라오는 요소들 웃긴 요소들 어.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어요 일상생활에 어떻게 그걸 알고 있으면 또 더 웃길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음, 좀 짧, 짧게 있다가 걸렸는데 좀 오래 있었네 여러분 저는 이제 어, 낮잠 좀 자고 올게요 어, 오, 어, 오진 않겠죠 낮잠 좀 잘게요 아 저도 웃게요 저는 웃기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전 진지한 사람 아무튼 어...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일주일이 되시고 오늘 또 월요일 계속 계속 무슨 날인지 까먹으니까 월요일 어 월요일이고 시작이잖아요 첫날 파이 g h t i n g okay and everyone who's uh, about to fall asleep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Good night. 공부 파이팅. 또 올게요. 바이바이. 바이. 아 근데 여기가 핸드폰이 좀 깨져가지고 끄는 방법이 또 약간 애매하네. 잠깐. 터치는 되려나? 오!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